미션 같다 저 차를 따라가라 어 유나야 롭스타 같아 록스타 <laughs> 너무 좋아 게 뭐야 여기는 바로 한타클라 리조트 와 여러분 제 공연에 오신 여러분 와 아. 정말 환영합니다 wow 와 진짜 전세 낸것 같아 <laughs> 따라라라라 따라 문을 열면 좀 어, 문이 좀 뻑뻑해요 안에는 이렇게 가전 살림과 미니 냉장고 뭐 이런 음. 그 여분 수건 그 옷걸이 걸대 있고 TV 방금 라디오 침대, 소파. 어, 요즘 세대 그거래. 넷플릭스. 아, 진짜? 두둥. 여기는 저희끼리. <laughs> 정아야, 왜 한숨 쉬는 거야? 아니야, 이거야. 너무 좋잖아. 공영 스파는 지금 되지 않는데요. 4월 말부터 시작이라. 아, 어딨어? 없어, 없어, 어딨어? 리조트동 앞에서 하네 소품 가져왔지. 아, 해볼게. 이건 일단 준비가 됐고요. 곱창 전골을 준비해 볼게요. 120? 120, 80, 40, 아늑하다 먹을 준비 끝 이게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 가상이 음. 예쁘고 소시지를 여기다 전체울까 소시지가 타는데? 어? 잠깐. 어? 어? 잠깐만. 진짜. <laughs> 어? 이걸로 이렇게 진정해서. 어. 어 이게. 어머. 뭐야 방금? 걸레였어?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알게 좀. 허브 솔트. 어? 실한가? 소시지? 이거 뭐야? 괜찮으세요? 뭐, 목장갑 필요하지 않으세요? 오! 이렇게 고 여기 이게 뭔지 알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 그쵸. 아, 네, 알아요, 알아요. 일부러, 일부러.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 이마. 음. 아니? 지금 마녀 같아요. 아, 와, 우 잠깐만. 수덩이들 아니지, 수덩이들. 어떡하지? 어떡하지? <laughs> 어떻 해야 되지?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내가 익힌 파채. 진짜 차려라.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이젠 괜찮다. 응. 누나야. <laughs> I'm left with an emptiness 어? 망한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야아오 어, 잘한다 잘했어 어, 좀 잘하는데? 멋있어 이거 아, 녹으려 그래 녹으려 그래 녹으려. 넣어봐 넣어 응. 어? 어 뭔가 뭔가 뭐지? <laughs> 이뻐요 oh, how I feel down in my bones. 여러분 아침이에요 진짜 충실한 두번 충실한 아침에 샌드위치를 주었어요 어제 엄청 많이 먹은 유나 씨를 찾아뵙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나 씨. 퉁퉁 부으셨는데 괜찮으세요? <laughs> 어, 지금 또, 또 드시는 거예요? <laughs> 유나 씨. 아침엔 이렇게. 어, 네. 아, 한잔 해요. 아, 아, 아 하시는 여자구나. 네. 오늘 어. 날이 너무 덥네요. 네, 햇빛이 쨍쨍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SBS? 아니아니 JTBC. 어, JTBC? 어, 뭐야? 어? ciao, ciao, 애인이신가 봐요. 여기 매물 어떠세요? 지금 시세가 딱 좋게 나왔거든요.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몇 평이라고 했죠? 아 여기 어 40평이고요. 아 제가 계산을 잘 계산을 잘 못하는데. 40평? 어 그렇죠. 괜찮네요. 지금 가구들도 뭐 가구들 다 놓고 가신답니다 집주인께서. 네. 가격이 얼마나? 가격 어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해봐요. 대략적으로 여기 한 이거 이 정도? 어, 5? <laughs> 아니 아니요. 한 5죠? <laughs> 어, 예. 어 괜찮네. 아, 괜찮죠? 어, 여기 뷰가, 뷰가 지금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오전에 어, 뭐 별로 안 오, 그럼요. 여기 <laughs> 어제 아, 아니시구나 역시 어 바깥뷰 우리가 좋아하겠아 <laughs> 강아지 키우시면 딱이죠 여기 근처에 강아지 유치원도 있고요 그래서 오전만 어, 그럼요 여기 이웃분들도 이웃분들도 다 강아지를 키우시고요 정말 괜찮아요 사모님 알겠어 생 어, 사모님 가, 가시는 건가? 여보 어? 저희 집 테라스 뷰예요 먹으러 가요. 능이 백소. 진짜 크다. Setting the mood like a light in the smoky room. Dancing to the blues like a disco groove, catching every eye. When I saw you